Fairway. Nice shot. 개파이네 개파야 라 와, 겁나 n k y o Rock. Concede. 아, 차라리 벙커, 벙커, 차라리 벙커. 에이씨. Rock. Thank you. concede.